아유 승민이한테 오늘 다 걸리네 아 괜찮아 야야토 들어갔다 야야토 들어 준영아 그림인데 이거? 아우 쉣! 형아 얘기하지 야 아이씨! 야야 아, 아.

Seda, seda, seda. Vamos, vamos, vamos, vamos! 때려! 때려! 와! 와! 다시 패스! 눈치챘어 눈치챘어 아! 굿샷 굿샷 아. 도전. 아파 아파 아파. 아 씨. 안 붙어 있어. 가세요. 보여줍니다. 에 예, 골키퍼 나 잡았어야지 아, 뭐. 헤이 뒤에 뒤에 헤이 아 이럴 때안 맞냐 형이 업 해놓고 불지도 않아